you're looking real nice. check right now before I get high. When you came my eyes, I feel like I'm on cloud nine. You bang harder than Fourth of July. I think I can go all night, yeah. The way you bite your lips, blush and smile you give. You're just so stunning. you. I know that something special made me think about you. answer was too sure When I think out loud, there's always a crowd Smoking heavy cloud, feeling good right now People sitting by the wall and they're leaning Somewhere lying on the bell, is of dreaming I've been feeling nothing lately when without you I know that something really special made me think about you, about you you I know that something special made me think about you 아주 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그런 나를 안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od I'm good.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 기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날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물론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다 그런 나를 안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남겨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goodbye